한국은 청년 자살과 노인 자살 이 OECD에서 각각 1위래요. 왜 그럴까요? 빡세니까요. 한국이. 한국이 또 성취하겠다는 욕심도 많고요. 경쟁도 제일 치열하고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주위에도 다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으면요. 다 이 병 걸려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조선의왜 당파 싸움 그렇게 했을까요? 취업할 곳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 자리가. 전 국민이 고시 공부하는데 선비들 공부 좀 한다 똑똑하다는 친구들은 다 고시 공부하는데 다 같은 시험을 본다고요. 전국의 똑똑이들이. 그러면 공무원 티오는 맞나?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사실은. 한국에서 경쟁하면 이렇게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더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오지랖 부리고요. 정의 민족 그래서 남에 너무 붙어 살다 보니까 남의 일에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남일 신경 쓰고요. 경쟁이 너무 과열되는 거죠. 경쟁이 과열돼요. 또 성취욕도 재주가 있다는 건요. 해볼만 하기 때문에 욕심들이 다 크고 목표도 짱짱하고 그런 똑똑한 애들, 똑똑이들 위에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살을 했, 했을 정도라면 욕심이 없으니까 자, 살 했을까요? 욕심을 내려놨으면 자살 안 했죠. 모든 경우가 이렇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치상 욕심이 없으면 자살 안 하겠죠. 한 생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머리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에 걸맞는. 그게 좌절될 것 같을 때 자살합니다. 이루어질 희망이 없을 때 자살합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 있는데 절대로 내 욕심대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풍토가. 욕심을 내려놓는 종교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종교가 도와주려면요. 이 사회적 성공 아니고도 종교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이 국가적인 관념이 있어야 돼요. 불교 국가는요. 욕심 부리는 것 이상의 또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로 또 만족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국가일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종교가 그럴 만한 종교가 없죠.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거나 현실에서 그걸 이뤄보려고 하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현실. 경쟁은 치열한데 거기에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는 현실. 마음 놓고 정신과 병원이라도 갈 수 있나요? 또 그걸로 낙인 찍혀서 어, 또 경쟁에서 밀릴 텐데요. 음, 또 자살만이 아니죠. 저출산도 심각하죠. 내가 한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내 삶이 보장이 안 돼요. 난 한번 정말 내가 꿈꾼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야심, 욕심, 이, 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 비해 강렬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루려면 그 이상의 강력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인이 욕심이 많다면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양심 교육도 받았어야죠. 이게 현실에서 충족이 안 되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에서 그걸 충족시켜 주겠다고 희망을 보여주니까. 왜 사이비에서 못 나오느냐? 사이비에서 나올 때 나의 모든 희망도 사라져요. 다시 냉혹한 경쟁에서 도태하고 낙오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매트릭스 안에 있을 때가 더 좋잖아요. 그 사이비 교회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다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드니까.